어, 그냥 물을 넣어 가듯이 갔다고 느껴졌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10주년이네 혹은 아 벌써 그렇게 됐어? 혹은 뭔가 그런 제가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벌써 10주년이 됐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면 좀 많은 일이 있었고 어, 물론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저한테 조금 뭐랄까 좀 신기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10주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뭔가 상징적인 것도 있고 되게 재밌네요 최근 근황은 어제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<laughs> 네, 영화 촬영을 했고 몇 아, 개월, 4개월? 4개월 촬영을 했는데 영화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음, 반년? 7개월?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동안 좀 많이 어, 집중하고 영화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촬영이 끝났는데 솔직히 뭔가 이제 이게 끝났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영화가 개봉하면 그때서야 느낄 수 있는데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게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에 빠져 있었는지 그냥 영화 촬영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빠져 있는 거 게임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한 꽤 됐는데 어,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어, 음악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